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왔습니다. 선생님! 제 형더러 저에게 아버지의 유산을 나누어 주라고 해주십시오. 누가 나를 여러분의 재판관이나 재산 분배자로 세웠단 말인가요? 어떤 탐욕에도 빠져들지 않도록 조심하세요. 사람이 제 아무리 부여하다 하더라도 그의 재산이 생명을 보장해주지는 못합니다. 예, 주님.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얻게 되었습니다. 올해는 풍년이구만! 풍년이야! 이 많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떡하나? 옳지! 수가 있다. 창고를 헐고 더 큰 것을 지으면 되겠군. 거기에다 내 모든 곡식과 재산을 넣어두어야지. 역시 난 똑똑해. 이보게들! 내 창고를 헐고 더 큰 것을 짓게나 몇 년 동안 걱정할 것이 없도록 말이야. 내 네, 영혼아! 많은 재산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이제 몇 년 동안 걱정할 것 없구나. 그러니 실컷쉬고 먹고 마시며 즐겨라 에헤라디야 풍년이로다 그러자 하느님께서 그 부자에게 말씀하셨지요 이 어리석은 자야 바로 오늘 밤 너의 영혼이 너에게서 떠나가리라 너가 싸우던 것은 누구의 차지가 되겠느냐 아이쿠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는 재산을 모으면서도 하느님께 인색한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이 될 것입니다.